o 어, 달라지겠지 내일이 오면 Better tomorrow 다른 해 조명 똑같은 하루 같아 보이지 다른 점은 확진자 수 정도라고 보여도 y 예. 걱정 말아만아 컸어 예. y 변해간 미래는 점점 성공같이 동기버때 좋은 버에 예. 기원 모두 다 행복 플랜 카드 목에 걸고 사람들을 만나 젤로 질투식이 develop 배판내과 선생님 배프 시절 손절 존 F 케네디 행 유엔 들어갈 기세시 응원해란 내려난 손에 짐 뾰족한 좌절옥상을 향하는 여러 다른 미리의 걸음과 옷장 안에 걸음 매듭 또한 사라지겠다 잘될 거야 괄호 하나 못 책임한 말 우리 지치지 말자고 모르는 것뿐 이제 정말 다 왔다고 눈은 떠도 어도기에두 눈으로 밤짓새 어제였지만 오늘은 생각 없이 눈을 감아 굿나잇 내일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더 이상은 정을 주지 말자 아, 내일이 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사라질 거야 걱정 말자 아. 여기 지하방은 너무 어두워 For every night there's a brighter day to be okay 여기 바퀴벌레 좀 잡아줘 For every night there's a brighter day to be okay 살려줘 여기 사람 살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겠지 그때 난 손목으로 시계 보겠지 난 시계 보겠지 우리 다시 만나기를 원했듯이 이 또한 지나가지 내 열두 시가